쇼미고램 래퍼들의 노래를 들어 지가 맘에 들면 그걸 자기 음악으로 만들어 돈 마약 여자 자랑 이유는 없지만 해 나는 안 좋게 보는데 왜 Hey I c a n understand 힙하게 걸어 스트릿 근데 그거 존나게 민심 같아 중이병 같아 익숙한 벌스 너무 뻔한 f 고정된 라인 버드 넘버려에 밟아 에이 개소리 밖개소리 블락 안 그러면 팝 안녕하세요 엔 연생 누구입니다 혹시 피드백 좀 퓨처링 페이 받나요? 합정 밑에 만드실래요? 저리 꺼지세요 너 같은